자녀 삼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바라며 간절히 구하는 한 가지 소원 이 세상을 향한 수많은 영혼 향한 주님의 눈물 열망을 증거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 안에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알기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증거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자녀 삼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바라며 간절히 구하는 한 가지 소원 수많은 영혼 향한 주님의 눈물 열반을 향한 내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게 소원 안에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나의 겉행이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주님의 끝는 사랑 더 알기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주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나의 것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